수가 없네 호마저도호마저도 아, 주의 것이니 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닦을 수도 없고 그진

を捧げ on me.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